이 그 날씨에 물에 들어가야 되는 돼. 속도가 지금 엄청나요. 액션 제 저는 어제까지만 뛰는 촬영을 뛰는 촬영을 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도 이렇게 뛰고 있네요 이 다음에 이제 정면 묶어 쓰는 거지. 네개 찍어 네번 찍었네. 한번더 하니면. 아 괜찮으니까. 어. 오케이 컷. 컷컷컷컷컷 컷. 哪个？哎，这是。 I'm going. We absolutely do. Let's get them. 감독이자 감독. Lock up everything. 미쳐가고 어 근데 발이 점점 커가지고 있어요 수고했어. 까 아,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 수고. 수고. 약간 그거야. 그 우리 콘서트 때 멤모형 그거 녹욕 가는 거 있잖아. 아, 뭐 이거 힘들어. 아, 아, 진짜 발을 감싸야 돼. 숨쉬기. 아, 남주경 이게 되게 좋아요. 와우. 수이 있어야 따뜻하다.